타임머신 해가지고 그그 그 주, 주식 터지기 전에 야 그때 주식 다 사놓는 거지 어. 아, 순간이동 해가지고 그 금고에 가가지고 금을 갖고 오는 거지 그건 범죄잖아 <laughs> 안녕하세요 농구선 성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농구선 성원입니다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보면 안 되잖아 진짜 안 봐. 보고 싶지 않아. 뭐 한 시간 걸리는 거야 뭐야? 다 있어요. 오늘 할 거 안 할 거야. 다이스 다 있어, 다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잘생겼다 한다. <laughs> 딱 봐도 그거 아니에요? 형은 거울을 볼 때 나쁘지 않다. <laughs> 현실적이잖아. 자생, 자생했다, 그, 뭐 자생했다고 그거잖아. 딱 봐도 그거지, 너든. 너는 그냥 내 손 안에 있어. 야 형이 하나의 충격을 갖고 있다면 얘는 뭐 둘 중에 하나예요. 투명인간 아니면은 순간이동. 형은 순간이동. 난 타임머신. 틀렸지? 틀렸잖아. 그치. 절대 순간이동. 난, 맞난 맞췄네. 형은 틀렸고 네 맞아요 1대1이에요? 타임머신이지 타임머신이 과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순간이동 은 뭐가 필요해 나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라 타임머신 해가지고 그그 그 주, 주식 터지기 전에 딱 그때 주식 다 사놓는 거지 <laughs> 어. 아, 순간이동 해가지고 그 금고에 가가지고 금을 갖고 오는 거지 그건 범죄잖아 <laughs> 그 영, 그런 영화 있었어 아 그건 범죄잖아 옛날 그 영화 있었는데 순간이동 해가지고 점프 점프 어, 점프 점프 형, 형, 형, 형 이거 있어요. 시합 때 이거, 이거, 이거 관중한테. 나, 너 연고전 세레머니 아니야? 너맨 마지막 30 놓고 이렇게 아, 하는 거? 아, 아니야. 킹쿵 세레머니. 그게 뭔데? VS 안양 KC죠. 졌어요. 네. 그럼 세레머니가 아니지. 그 순간만큼 되게 멋있었어. 나 전기전 때 이거 한 게, 이게 한 게 멋있는 거지. 아, 나, 나만의 저 있어. 나만의 가면 내 제일, 제, 가장 기억에 남아, 저 세레머니가. 그래? 형은 뭐예요? 작년 4라운드 맞아. 그래도 맞잖아. 이거 작년 4라운드 맞으면. 아니야, 그 밑에가 틀렸어. 정기전. 아, 두개 냈네. 어. 아니지, 하나만 해야지. 두 개나 했어. 난 두 개가 기억에 남는 어, 저는 전 맞췄어요. 전 맞췄어. 4라운드 난 기억에 남는 거 이거 했거든, 이거. 스시. 저도 스시요. 아, 뭐, 뭐 잘좀 해. 두 개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. 저거, 저거, 저거. 처음 입었던 거. 아, 저는 형이 추리닝 형이 추리닝 형 차이 어떤 거? 형이 추리닝 그치 차이 어떤 거? 맞아 아 내가 형 보면 안다니까 형은 틀렸어 네. 그냥 그치가 마음에 드는데 I love 그치 아. <laughs> 그냥 구찌가 마음에 들었어 다 좋았어 저기서 하나를 고르면 하나를 골라야지 아 그냥 구찌가 다 좋았어 구찌 자체가 좋았어 아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얘가 4대1 4대1 3대2 4대1 어, 4대1 어 4대2 어 나도 맞췄잖아 응. 독서 얘는 휴식 골프 <laughs> 야 이미지 관리 제대로 안해 <laughs> 난 마사지랑 그냥 받는 거 좋아하니까 너 <laughs> 사람이 왜몇개 사냐? 너 진짜 속보인다 속보여 구찌 쇼피 구찌 쇼피 빠그 벌레 형 벌레 얘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? 있어요? 얘가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? 아빠? 엄마? 바퀴벌레? 바퀴벌레 틀렸어요 엄마? Mom. 펑. 그렇지 벌레 두 개씩 잡아보자두 개가 무서운데 어떡해 아 형이 나랑 잘 통할 때 웨이트 웨이트 할때 아니에요 농구할 때 농구예요 대박 저거 농구할 때는 거야 농구할 때 아 무슨 소리야 왜 있다? 나 농구할 때 적은 거야 6대2 형은 형은 다 뭐라 했어 얘는 없는 거 같은데 니가 뭐 있겠냐 정확히 <laughs> 생각이 없는데 정확히 맞는데 항상 형이 항상 구찌를 입은 얘의 모습 꿀찌 <laughs> 쇼피 빠끄 아 이거예요? 아... 어, 딱 봐도 눈에 보인다 네, 형은 웨이트 할때 웨이트하고 그 모습 웨이트하고 나 모습 자기 거울을 모습 취한 모습 그냥 항상 마음에 든다? <laughs> 어? 지금이나 그냥 항상 마음에 든다 뭐나 똑같은 거 아니야 거 아니야 제가 더 많이 맞췄죠 네. 네. 아 얘는 좀 얘는 근데 솔직히 그 막 굳이 이런 거 막 정업 원래 그렇지 않아요. 얘. 왜? 형도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. 뭐난 똑같이 난내 솔직하게 쓴 거는 너 취미가 무슨 취미가 마사지야. 야, 너, 무슨. 나 마사지 받는 거 취미야. 휴- 식이야 코코아 휴식. 코코랑 놀아주지도 않잖아 잘. 산책 얼마나 많이 가는데. 내가 사실 다 하잖아. 나도 가. 지금까지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야 재미 없을 수가 없네. <laughs> 나 때문에. 네, 저희가 나오는 마리끌레르 8호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도 항상 사랑해 주세요. 마리끌레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코산부자도 저희 코산부자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!